무슨 표정이야? 무슨 표정이야 지금 이게? 왜 이런 표정을 짓지 지금? 우리 언니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왜 언니한테 이런 표정 짓지?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지금? 똥 먹었어? 어? 또 먹어서 이런 표정 짓냐고요 지금요? 이거 똥 먹을 때 표정이잖아요 지금요 <laughs>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까요?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우연이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준비를 할 수는 있어요 간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먹고 싶다는 걸 나에게 보여줘요 간식 먹을 거야 안먹 간식 먹으려고? 먹고 싶은 건가?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 올라 아 올라가 아 올라 어떻게 해야 되나?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그거 말고 어떻게 하대? 어떻게? 너 그거 한 거야? 페퍼 그거 제일 잘해요? 아, 안돼 잠 안돼 아이 아니야 아이 맛있다 돌아! 아, 진짜. 엎드리세요. 엎드리세요. 일어나, 일어나. 옳지, 옳지. <laughs> 일어나, 일어나. 옳지.